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령 패치가 본섭에 패치돼가지고 클래식 정령 무기를 new 정령 무기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정령 무기 하나고요 마법의 힘이 담긴 정령석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릭 시드한테 아, 맨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기본 보따리 세트로 주는 거예요 알았죠? 정령석이랑 다른 거예요 알았죠? 정령석이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멘탈 리무버 5개 이거는 갈빈한테 살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랑 갈빈 살 수 있고요 리큐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매장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릭시단 가서 정령무기 정령 전화 누르면요 정령무기 전화하기 진행하기는 아닌데 얘를 누르면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부정령 무기 리큐르 그 다음에 리무버 5개 마법의 힘이 담긴 정령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자 정령을 바꿀 수있는전 그전 기존에 있던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젠 에루션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굳이 바꾸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자, 바꾸겠습니다. 이라면은 이제 부정령이 44가 됐어요. 제가 레벨이 31이었거든요. 사회 레벨이. 약간 보너스를 준다고 하니까 아니면 레벨을 50까지 올려놓고 바꾸면 더 좋다고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분들 하, 하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저의 정령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 개조도 되고요. 어 정령 칸 누르면은 이렇게 로젠 에루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젠젠이 어, 클래식 정형 무기를 이제 신정형 무기로 오미의 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로바